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행 백수로 1억 모기 콘텐츠에 대해 연재한다고 구독자님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론 모으는 것보다 작게나마 기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부를 밝히는 것은 제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건강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어서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함께 동참하여 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난 영상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는 영상 그리고 3월에 올라가는 모든 영상들의 에드센스 광고 수입 또한 기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저희 구독자인 꿀벌님들의 이름으로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로 구독자님들께 약속드렸던 매주 일요일 업로드는 계속해서 영상을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3월에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들은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촬영이 모두 완료된 콘텐츠이므로 걱정이나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